지금 냉장고에 먹을 게 진짜 없어요. 얘네 둘은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감자짜글이 해먹을 때 산 애들이거든요 그 이후로 안 먹었어요 지금 나가서 밥도 먹고 장도 보고 와가지고 방 청소를 좀 하려고요 不走。